어위너스 안녕하세요 이쯔입니다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B야? 근데 약간 모텔 red인 게 되게 특별한 기분일 것 같아 음, 나, 음. 난 태어나길 빨간 머리로 태어났어 노래하기, 노래하기. 어, 체력이 좋은가 보다 나 정말 100% 체력 때문에 골랐어. 나도 체력 때문에. 어. 역시 갓 스물은 달라. 사실 노래는 목 나갈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뭔가. 뭔가? 다예요? 어. 약간 외향적이던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어. 맞아요. <gasps> 오케이. 베이지. 베이지죠. 근데 비 오는 날에는 나는 뭔가 네이비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맞아, 맞아. 저는 B요. 나도 B. 저희 구내식당 맞아. 근데 솔직 아, A잖아. 아니, 아니야. B야. B. 아니 이것도 아, 바꿔주지 마세요. 구내식당 아, 생각난 매주 식당 밥을 먹으면 좀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그 영양가도 챙길 수 있어. 음. 먹고 싶은 만큼. 맞아. 작사. 착사. 어, 어, 작사가. 작사가 B인데. 우리 그러니까 B가 세 명입니다. B가 세 명입니다. 네, B가 세 명입니다. 작사. 네. 작사를. 아, 어. 잠깐만 이거 너무해. 하나, 둘, 셋. 왜냐면 나 고구마 튀김 하려다가 이러면 나 혼자 될 것 같아가지고. 오! 어, 잠깐만요. 아니 빨리 해야 돼 이런 거. 하나, 둘, 셋. 아, 매콤한 거 매콤. 아 B였어요. A요. 매콤 매콤. 하나 A. 매운 거는 사랑이죠, 맞죠? 그럼 다들 절대 빙수 먹지 마. 요즘엔 빙수 이런 것보다 나는 마라샹궈 이런 게 더 땡겨. 음, oh no. 맞아. 하나, 둘, 셋. 사막 나도 사막 나는 사막. 꼭 사막에서 음, 한번 촬영해보고 싶어 사막 멋있을 것 같아 나도 예쁜 걸 생각했거든 난그 발이 어는 그 어, 느낌이 어, 싫어서 언니 근데 사막 생각해봐 모래바람이 막 코, 눈, 코, 입으로 다 들어오고 막 촬영 한거 탈 때마다 막 머리 다날라가 그리고 네. 사막 그런 데는 <laughs> 근처에 네. 호텔도 많잖아 어 잠시만요 롤라백 롤라백 하나 둘셋 롤라백. 오. 저 화이트 Lola백 가, 갔는데 없었어요. 저는 자주 맵니다. 하나, 둘, 네. 셋.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언니 진짜? 포도 주스가 제일 맛있어. 아, 인정이야 인정 인정. 포도 주스. 하나, 둘, 삼. 삐요. 쉐이기 둘다 싫어? 아니 체리 새끼 낮추면은 다들 목소리 안 나올걸? 나와 놀란니 마치버버고 세키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달라달라 세키 높여서 부르면 그거 성대결절 올 수도 맞아. 있어요 성대결절 오는 것보다는 그냥 목 잠기는 게 어, 낫지 진짜 하나 둘셋 저희는 편안한 걸추구 어? 와 우리 이겼다 와. 절대 드레스 절대 잘 트레이닝복 예쁘죠? 언니들 쪽일 것 같아 어. 예지기하네 와. 되게 크다.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과자 선물 중에 제일, 제일 큰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의 취향 다들 잘 캐치하셨나요?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네. 이번에 나오는 있지 버버리 그리고 마리끌레르 화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